어 죽였어 죽였어 조심해요 좀비 아 이건 근데 그 받치는 게 없네 손가락으로 아 손가락으로 네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나 와, 이 전우 형의 역할이 뭐예요? 저는 쇠사슬이랑 쇠사슬이요? 왜 저, 저는 좀 멋이 안 나고 오히려 묶여있는 거 아니 회사 생 이거? 진짜 어려웠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마지막에 어 무서워라 와 너무 어려워 무서운요 지금? 좀 무서워요 근데 이거 화살이 좀 안 좋은 거 이것도 뭔가 이것 때문 아, 이거 진짜 뽑혀요? 빼고 오프닝 소품서아 빼면 오프닝 뽑혀져요? 빼고 이걸 해서 떼면은 5초 뒤에 터져. 이거요? 안 빠지는데? 네, 안 빠지게 소품이라 모조라 안 빠져 안 빠지게 해놨어 원래 이빨이 어, 어. 아니 이 소리 듣고 좀비가 더올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손 베일 것 같은데 괜히 막 이런 거 있고 와 멋있다 이거 생 뭔가 할리퀸 같다 나는 그러면 할리퀸 해야지 니킨가요? <laughs> 니킨에 난 어딨지? 사실 제가 마블에서 호크아이 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호크아이가 그냥, 뒤도 안 보고 갑자기 착해서 막 뒤에 있는 사람 딱 이렇게 팍 꺾고 막 그냥 슉슉슉 이렇게 막 하고 징징 해가지고 팍 하면 그냥 슈파 슈따다닥 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어렸을 때 너무 멋있게 봤어 진짜 살 진짜 커요 옛날에 검도했었죠아 예. 어? 아, 예. 어, 내 칼, 나 칼도 돌린다. 어, 저나이 아, 얼 저기 저기 가지고 켜진다. 어, 어. 오, 뭐야? 불도 켜져요. 들리시나요? 안 들리면 심심하면 요거 한번 들을게요. 말랑말랑. 응. 보통 좀비를 주먹으로 패나요? 그 이걸로 했다간 제가 죽은 걸 어. 아니 이거 못 이거 막상 못 쓰는 사람 쓰면은 자기 손만 아프다던데. 30분 데이? 것도 먹으니까요. 아 진짜 이러지. 오 근데 진짜 잘 나오네. 느낌 있는데? 와 아, 좋은데? 느낌 아, 있는데요 이거, 진짜?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느낌 있는데요? 와잘 아, 나온다 잘 나왔는데? <laughs> 그쵸 잘 나왔죠? 오, 좋은데? 칼이 진짜 멋있어요 약간 엑스칼리버 넣기도 힘들어 이거 옛날 검도했었어요 검도했었다 진짜로 굉장게 가요. 이게 제일 멋있지 않아요? 그래 약간 로빈 로빈슨 약간 반지의 제왕이야 이쪽. 반지의 제왕. 야 이게 가짜라 그렇지 현실 세계에서 이게 짱이야. 오. 이게 딱 몰라. 짱이에요 다들 아시죠? 이거 있으면 다 끝납니다 여기? 네 진짜 센데 현실 현실 멀리 아 진짜 볼품없다 오 빠르 <laughs> 엄청 오랜만이다 빠르 <laughs> 현실